성관계 몰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수 정준영 32 14일 오전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정준영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력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휴대전화 원본을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오늘 조사 받으면서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이어 범행 당시 약물을 사용했느냐 2016년 수 살을 받을 당시 뒤를 봐준 경찰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정준영은 최근까지도 불법 촬영을 했느냐 단톡방에 공유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 관한채 조사실로 향했다. 정준영은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 본명 이승현 29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의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말 한 카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사 시를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한다. 경찰은 정준영이 올린 다수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다 찍지 않고 초령 및 유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당 영상이 촬영 유포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12일 예능 프로그램 촬영차가 있던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같은 날 정준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현재 불법 동영상 범죄의 심각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 다 아울러 마약 검사 실시를 위해 이날 정준영으로부터 소변. 과 모발을 이미 제출받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수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한 과거 정준영이 휴대전화 복구를 맡겼던 사설 포렌식 업체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는 중이다. 경찰은 논란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이 업체의 포렌식 과정을 거쳐 복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을 마치는 데는 2에서 3일이 더 걸릴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승리도 이날 오후 2시 3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함께 설립을 준비하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클럽 아레나 전 직원이자 이후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일한 김모 씨 등과나 눈 카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 성매매 처벌법 위반을 수사하고 있다. 또 승리와 함께 대화방에 있던 인물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도 이날 오후 12시 50분경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 정준영 등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에 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 본명 이승현 2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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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7일 피네사자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에 달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됐다. 한편 전날 경찰에 소환된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도 승 리보다 앞선 오전 6시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와 같은 카톡방에 있던 김모 씨도 방세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오전 6시 40분께 귀가했다. 한편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관 유작.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피해. 자신문, 영장실질심사,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 린다. 빅뱅 멤버 승리, 본명 이승현 29, 와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 39, 등 유명 연예인의 유착 의혹을 받는 총경. 급 인사가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본청 소속 총경을 불러줘 사한 뒤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집으로 돌려보냈다.